덮밥 먹으러 부산에 왔는데 야 장마가 비가 많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제 알

어. 언제 호박 누나한테 보고 가면 안돼 이게 교수 친구가 되는 거 아니야? 친구가 누나 말고 mistura. 아이고 고기 너무 많이 올렸다 안 익는다 한김치 써야지 완전 사이다 좀더 내려오자 네. 이거 고기 너무 많이 올라왔고 식탁에 어. 언니가 먼저 사줘야 되겠네. 마늘 <laughs> 안 맵다잉. 맛있지? 이거 좋다. 여기 일단은 2인분에 한 판이 돼. 언니 아까 어느 언니한테 넣은 소탕 쫄깃쫄깃한 거. 나, 나, 나. 어, 맞나? 소파 먹고 됐다. Thank you. 우리도 뭔가 해야지. 앞에 앞에는 뗄때 있으 앞에 대고 뗄때 없으면은 SK 앞에 나중에 A고 전화번호 두개 전화하고 Ilmu ba? Ini ilmu ba? Ah. Oh, itu sama ini deh. Thank 감사합니다. 속도 예쁘게 드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받아줄게. 음. 난술좀 먹으면 더먹야 이게 플라텍을 먹으면 완전 살 꺾는 거예요. 아, 무대거 나도 먹어 はい。